아, 우리 스튜브 실력 한번 봅시다. 뭐야 이게. 같은 건데 단순한 건데도 불구하고 네,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쳐라. 안 쳤냐? 자, 일단은 몸빵 오케이 마무리! 막 이런 식으로 오. 어 이분 저거밖에 할 줄 모르나봐 와 봤어요? <laughs> 아 이분 이분 이분 저 뭐냐 그 아, 지금 스킬 몰라 아나 미쳤나봐 아 뛰었는데 힘이 시, 힘들게 힘들게 뛰었는데 바보 <laughs> 뭐하니 <laughs> 자, 대포도! 빠빠만! <laughs> 어 안녕하세요 다영님 반갑습니다 자 이제 칼잡이랑 붙읍시다 칼잡이 쇼 쇼쇼 고 천천히 오케이 오노노노 어, 얘할줄 어, 어, 알아 아 설마 얘 이걸로만 하려고 정말? <laughs> 일어나라 마무리 짠 오, 좋아, 좋아, 좋아. 어, 그 실력 나쁘지 않다. 이게 옛날 옛날 방식인데 저거는 이분도 오래간만 하시는 건가? 잠깐만 잠깐만 <laughs> 이분은 그럼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 알았어 알았어 안 일어나면 계속 맞는데? 아, 마무리 딴딴 오우야 아 마무리 어 이번 요신비치 한번 더 해볼까요? <laughs> 어, 이, 이분은, 이분은 나랑 좀 급이 될 것 같은데. 뭐, 뭐, 아, 그리고 다은님, 어, 제거 그 나펠즈 방송 그 풀방송 거를 좀 보면 제가 혼자 키운 게 있을 거예요. 하드코어로. 이제 그거 따라서 키우셔도 됩니다. 자, 천천히. 야, 그 사이드로. 야, 이것 봐라, 이 녀석. 치상이 하는데? 야,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어, 야, 그거 아니지. 야야야 <laughs> 걸려라 어 이거 할줄 아네 이 녀석 아이고 미안 <laughs> 아이고 미안 미안해서 어떡하나 네, 다은님 처음에 퀘스트 위주로 게임 해잖아요. 네, 거의 퀘스트 위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어, 처음에 퀘스트 위주로 이도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어, 그 처음에 퀘스트보다는 어, 그 퀘스트하는 그 레벨 구간이 있어요. 아마 제 방송 보시면 그 편집본을 올려드린 거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텐데. 예. 어, 나펠즈 스토리를 꼼꼼하게 그 재생 목록에서 보시면 레벨별로 키우는 방식을 제가 적어놨어요. 예를 들면 어, 1렙부터 50렙까지 키우는 거, 50에서 70 키우는 거, 70에서 90, 90에서 120까지 어, 켜놨나? 어, 일단 보시면 이해가기 쉬울 건데 아이고 어디를 어디를 가려고 그래요? 아! <laughs> 마지막에 야. 아, 안 돼. <laughs> 마무리. <laughs> 아, 아, 오늘 한 번 보고 육성이 하겠습니다. 네. 룰룰룰룰룰 아. 그렇죠. 데빌진도 초풍이긴 하죠. 아. 마무리 퍼펙트 어 왜냐하면 사람이 일단 초반 심리적으로요 어 뭐랄까 초풍을 초풍 아무리 잘 쓰는 사람도 초풍 쓸 타이밍을 안 주면은 일단 쫄아요 그러니까 어, 이 상대가 만만한 상대구나 라고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초풍이 잘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초풍이 안 나와 네. 그러니까 압박을 해야 돼 압박 초풍을 못 쓰게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걸로. 아, 이분. 어, 똑똑한데? 오, 야야야. 전략을 바꿨나, 이분? 야. 바로, 바로 복수를전 하네. 오케이, 알았음. 뭐야, 이게. 이게 왜 맞아, 자꾸? 아, 박치네, 진짜. 와 진짜 짜증나 그러네 뭐야 이 사람 아 왜 계속 계속 맞아 내가 아 돌아버리겠다 마무리 아싸 이겼다 <laughs> 아 놀아주기 끝이야 알았어 이번하고 한번 더 붙어보죠 뭐 그럼 아 이번에도 치면 갈게 음, 압박, 압박을 넣어야 되는데 내가 압박 패턴이 없어. 그냥 막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조금 아쉽긴 한데 아보자고 이분이 근데 좀 잘하는 분이야. 이분 잘하는 분이야. 내가 못하는 거지. 어? 네, 걔 만약에 회전하려 그러면 나도 방법이 있다 이거지. 이렇게 어허. 마무리. 어? 걸리고 마무리 대포도 어, 랩 걸렸어. 뭐야, 이 사람. 뭐야, 나간 거야? 랩법이야? 에이, 설마. 설마, <laughs> 나 지금 멈, 지금 멈춰. 아, 랩법, 랩법, 랩법.